어? 라면 하나 드릴까? 두개 끓일까 말 라면. 라면? 어, 어두 개 끓여봐. 그럼 두 개 끓여. 와,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. 굿모닝. 굿모닝. Hi, Mara. 거이안 따가운데 언니 어제 안 먹는 거 수화 통역가로 일한다 대단하시네 옛날에도 수화 통역가로 왔는가 보다 그런가 봐 응. 음. 왜 수화를 배우셨지 대단하시네 와 날씨가 맑다 너무 기분 좋다 와 나무 사각통 하나만 더 가져와. 그어 슬기야.